Eat, Play, Love 체어에서 복부를 태워버릴 운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드밴스 동작인 만큼 상아지의 코디네이션 중요하고요. 분절 능력도 필요해요. 롤다운을 거꾸로 하듯이 엉덩이를 청정 방향으로 보내주세요. 발은 골반 넓이로 유지해 주시고 중심이 너무 팔쪽으로 기울지 않게 해주세요. 스프링이 약할수록 어렵기 때문에 스프링 강도 잘 조절해 주시고요. hinge bar 밟고 올라갈 때 본인의 발을 찍지 않도록 미리 주의 주세요. 5회에서 6회 정도 진행한 후에 니업 동작을 해주세요. 이미 뜨거워진 복부에 기름을 붓는 동작인데요.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상복부로 버티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길 때 하복부를 써주시면 돼요. 손목에 물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몸통은 그대로 두고 양발을 앞뒤로 붙여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위로 들어주실 건데 이러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뷸리크 머슬이 잘 쓰여요. 5회, 6회 반복하신 후에 니업 해주시고요. 손목이 아프지 않으려면 팔꿈치 잠기지 않아야 해요. 러닝 동작 해주실 건데요. hinge bar 각각 풀어서 한쪽 다리씩 당겨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끔 욕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반대쪽도 진행해 줄게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올리고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한쪽 다리씩 들어 러닝 해주세요. 오늘도 여불리하게 필라하세요.